곧바로 아파트입니다. 차량 나가고 있고 차량 지금 나가고 있고 여기 정문 정문 출 전체 출차 지금 출차 카메라를 설치해 보시려 차량 조회 검색 이벤트 검색에서 요 차량 라면 먹고 저녁 무시가 함께 출차 모국음식 네, 음, 김치차 차량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구를 쳐서 하면 오구 공식에 대한 조회가 뜨고 정치를 누리면 기차가 무시간에 빠져나간다라고 했었습니다. 지금 시차가 언제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4, 5, 4, 5 차량 들어갑니다. 4, 5, 20. 4, 5, 20 하면 실제로 4, 5, 20이 나가는 걸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. 그리고 라이브, 라이브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어주세요. 진짜. 제가 외곽 카메라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애니메이션이 아, 지금 전체 500만 화소 카메라고요.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. 화나면 쉽게 보면 500만 화소 한번 라니다 비싼 500만원씩 판매했고요 의백만 하셔도 라이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. 혈관 현관은 2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보관 뭐 있습니다. 지하 주차장은 어, 본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200만 화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200만 화소 카메라 X 시리즈고요 플레이를 했을 때 그 화면이 그대로 이동하면서 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녹화 화질이고요. 녹화 화질입니다. 이 녹화기의 장점은 하나면 크게 해주시겠습니까? 이 상태에서 검색을 들어갔을 때 화면이 바뀌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이 상태에서 검색을 마쳤다가 라이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화면으로 어, 화면 전환 없이 바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승강기 보였습니다.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. 이 녹화기의 장점은 그대로 어, 화면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. 그 승강기는 2.3mm 렌즈가 채택되어 있고 200만화 소입니다. 2층 표시가 다 보이고요 하박이 2.3m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 자, 이 사면으로 놨을 때 이렇게 하지는데 200만 화성입니다. 그리고 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엘리베이터 호 입구 현관 앞입니요 이제 CMS 박스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CMS 박스인데 실제로 모니터링 CMS 박스인데요. 500만 화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. 이게 주로 그 감시를 해야 되는 카메라를 설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4개 4개의 카메라를 주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쪽이 이제 분리수거장이 되는 곳이어가지고요. 분리수거장? 네. 네. 그 매주 이제 이쪽에서 그 분리수거장이 열립니다. 그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, 모니터링을 해놨습니다. CMS 박스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전체가 지상 카메라는 500만 화소 네, 카메라입니다. CMS 박스도 디지털 줌입니다.